아, 해외 출국이 아, 해외 출국이 공문 처리 안 되는 거 아시죠? 네? 공문 처리 안 되는 거 아시죠? 네네네 네, 네. 아, 오른쪽 가서 검사 이 <coughs> 아직 준비하려면 멀었습니다 자 언제 다재울 겁니까? 갑시다.